<laughs> <laughs> 재밌어? 재밌어? 재밌어 재밌어 들어간다 <laughs> 야, 네. 좋아 좋아 <laughs> 감사합니다 좋아? <laughs> 좋아 스피커 맞지? 네 스피커 맞